공앤 가 오늘은 제가 또 누굴 찾아왔느냐 기대하시죠 어 여, 기 계시네요 아, 안녕하세요 오, 어, 어, 안녕하세요 네. 어 혹시 전 세계 언어의 달인 이정현 씨 맞나요? 아네 찾아뵙습니다. 오 어, 지금도 보니까 세계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. 네네 네, 맞습니다. 아 혹시 언어의 달인이라고 하시는데 네네. 네. 전 세계 몇 개 국어가 가능하신 건지? 어, 약 한 182개 국어 정도. 배, 1 8 2개요 네네네. 182개나 하신다고요? 네네. 어떻게 그렇게? 어, 각 나라의 소수민족까지. 아, 소수민족이요? 네, 182개 국어. 아, 소수, 이, 이거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아, 네네. 확실하신 거죠? 네, 그럼요. 어, 그러면은, 일단 한글말로, 한국어로. 한국어. 한글로 좀, 프로메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2Z의 크라우드 펀딩. Keeping Promise with From A. 네. 우리들의 꿈을 지지해 주세요. 아 여기 뭐 그럼 뭐 한국어는 뭐 그러면 혹시 영어 가능하십니까? 아 그럼요. 어, 영어로 그럼 그 방금 했던 말을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Crowdfunding by Tuesday, uh, keeping promise with from A. Please please support our dream. 어 약간 보스턴 쪽 느낌인 아, 것 같은데. 네네네, 맞습니다. 그럼 혹시 그대로 네. 1어도 가능하신 말? 아, 이런 뭐, 네. 어 일본어 가능해요? 일곱 살 때 그때 마무리해가지고. 아 일곱 살 때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일본어. 辻の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、僕たちの夢を支持してください。 아, 오, 일본어 제가 좀 검증이 되는데 그러면은 네네. 중국어 되십니까? 아 중국어요? 네 <laughs> 중국어 내가 하는 중국어는 12살 때쯤 중국어 12살? 네네네 어 한번 해보세요 중국어 二Z的 크 <laughs> 네? 아, 네? 네, 어, 네. 아니요 얼쭈디 크라드펀딩음 키비 음 브라무스 프롬 지위 워먼더 몽샹바 어 중국어 맞아요? 중국 맞습니다 중국 가보셨어요? 아, 아니 가보진 않았는데 영화는 많이 봤는데 네 중국어 매요 중국어 아 중국어 맞아요? 네.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스페인어 가능하십니까? 스페인어, 아, 스페인어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? The Cita Club Founding Giving Promise Contigo f r o m Pro favor apoyan nuestras buenas 아 스페인어 맞아요? 네 맞습니다 네, 스페인어 어 스페인어가 아닌 것 같은데 스페인어 맞습니다 아 맞아요? 네네 아 그러면은 네. 이번에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프랑스 어떻습니까? 아, 불어요. 네. 아, 불어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네, 네, 학원 다니면서 <laughs> 학원 다니면서 네 한번 프랑스어 부탁드려요. Do the crowd funding? 네. Giving promise? 네. 아베궁화 s t u d e n 아베궁화요? <laughs> 아베궁화요? 네, 맞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아, 아 그래요? 네. 아, 뭐 마지막으로 <laughs> 독일어 혹시 괜찮으십니까? 독일어는 최근에 마무리했는데 예? 최근에 마무리했어요. 아 독일어 최근에요. 네, 그래서 발음이 제일 좋은데 아 제일 아, 따끈따끈한 아, <laughs> 부탁드립니다 독일어. 네. 음, 네. 근데 죄송한데 아까부터 뭐 어디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탁드려요. 멘트 여기 있잖아요. 아 네네네네. 네. 네. 네, 네. 네 스파이티드 크라드 스파이티드 크라드 펀딩. 네. Give me promise. <laughs> 근데요 잠시만요. Spartite funding. Keep promise me for me. Spartite crowdfunding. 아니 근데 어디 보 어디 보시는 거예요? 자꾸 여기 뭐 있어요? 잠깐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이정현 씨 이거 뭐예요? 잠시만요.